안녕하세요. 2주차 음. 돼가지고 오늘 경과 보고 밑절이라서 여기 밑에 붙이고 있었던 것도 이제 다 떼고 음. 원장님도 뵙고 음. 컨디션 조절만 잘하면 은별 탈이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. 이제 뛰는 것도 가능하고 이제 팔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고 어, 많이 편해져가지고 어, 2주 정도 되니까 많이 살만해진 것 같아요. 아직은 스포츠 브라를 차고 있어서 속옷을 좀 자유롭게 입지는 못하지만 옷에 제한적인 게 많이 풀렸어요. 음. 제가 봐도 가슴이 생기니까 음. 되게 옷핏도 그렇고 많이 여성스러워진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아요. 나시 음. 하나 입었는데 되게 뿌듯하고 또 자신감이 엄청 <laughs> 많아진 그런 느낌을 지금 혼자 되게 받고 있어요. 근데 2주 후에 와가지고 이제 경과 도 보면은 된다고 말씀해주시더라고요. 2주 후에 다시 만나요. 안녕!